웃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맞아? 괜찮지 현실 안 돼. 현실 안 돼. 자기도 먹고 싶어서 이제. 이 정도 했는데 아까 레이첼이 다 타버렸거든. 음.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음. 무슨 아빠한테 이거는 잘 먹네? 이게 형잘 먹는데? 잘 먹는데 그냥? 응. 음. 이렇게 큰 걸 먹어? 저, 저 현관은 아예 안 먹네. 누가 안 먹는지 봐. 먹는 건지 디디는 건지 뭐, 뭐든 축온거 같은데? 그 한참 하고 음. 먹는 속도가 음. 빠르지 않아갖 음. 누랑아 주홍아 어구 어떡해. 어이구, 보라도 착하게 생겼네. 레지 어리드랑 비슷하네. 음, 연두. 음. 네가 제일 이쁘게 생겼어. 초록이 가보자. 얼굴 봐봐, 둘이 나. 응. 그지? 응, 예쁘네. 1념년전처어 꽁모들이. 사람이 됐었네. 연두가 여기가 더 넓어. 종이가 더 가까워. 그래? 응. 어 그러네. 응. 연두가 엄청 크네. 연두가 넙대대하고 오히려 위로 갈수록 넙대대하고 주홍이가 좁아. 잠깐만. 다시 봐봐. 예비 뽑기를 는게 좋을 것 같아. 아 근데 그걸 어떻게 정할 수 있나? 그래야지. 올해 <laughs> 안 그러면 죽어도 못 정해. <laughs> 진짜로. 알았어. 근데 제비뽑기는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이긴 사람이 나는 하양이 좋- 좋고 나도 그래 주황이보다는 나는 하양이야 그러면 최애 세 마리로 정하자 얘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초록이 아직까지 건강하네 난난 사실 주홍이랑 하양이가 좋아 나는 건강하네 보니 <laughs> 確かに。ね。足ね。これ。 좀할줄 아는데? 응. 음악 타 얘네들 들리니까 이제 응, 들리지 혹시 이렇게 예뻐? 줄이 너무 눈에 좋고 부둥이지 누군데 이렇게 예뻐? 조용하고 주원이가 짱이저 꽃으로 어떠 저렇게 추웅이었던 노랑이 추천해